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먼저 인사를 드리는 거는요 오늘 요 재료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요 식자재 마트 가시면은 이런 조각 정육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닭을 발골할 때 조각이 난 것들을 이렇게 잘라서 모아놓은 고기거든요 근데 이게 뻑뻑하지 않고 음식 해놓으면 맛있어요 쫄깃거리고 2kg인데요 17,000원 조금 안 되는 가격입니다 사오시면 2kg면은 닭 보통 한 마리가 1kg 정도거든요 몇 가지 해서 근데 여기에 닭두 마리 정도의 분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번에 하시기에는 사실은 양이 많아요 이거를 씻어서 정리해서 또 보관해서 또 두 가지 요리 정도 해 드시는 걸로 보여드릴게요 냉동을 사시면은 이렇게 해동을 하셔야 돼요 해동 냉장에서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런 거는 이거는요 씻을 때는 바구니에다가 놓고 짓는 게저 닭강정이 다 조각이잖아요. 이걸로 닭강정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버리실 때는 물에 한번 헹궈서 버리시는 게 이게 나중에 쓰레기통에 들어가도 냄새가 좀 덜 나겠죠. 이렇게 조각이 나 있습니다. 여기 그 조각 나 있는데 껍질도 있고요. 여기 네, 살도 있고 그렇습니다. 이거를 씻을 때는요. 이렇게 네, 흐르는 물에 이렇게 씻는 게 바구니에 넣고 씻는 게 제일 좋아요. 자, 이렇게 깨끗하게 헹구시면은요, 물기를 빼요. 놔두시면 물기 빠지는데 바쁘시면 조금 눌러주시면 더 잘 빠져요. 자, 이거를 물기를 빼시면은요, 자, 이거는 양파를 가른 겁니다. 작은 거 하나 정도만 이렇게 가시면 되고 넣어줍니다. 지금 다 못 드시잖아요 그러면 김치냉장고나 냉장은 이렇게 해서 넣어두시면은 닭냄새 제거하면서 넣어두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거를 볶음, 찜, 조림, 또 튀김 다 하셔도 됩니다 먼저 이렇게 양파즙에 재워놨다가 그 다음 요리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쪽파에 절인 닭 조각을 제가 세 등분으로 나눴습니다 물론 330g 정도 했지만 300g으로 보고 요리를 제가 시작할게요 냉장고에요 최소한 1시간 이상씩 두시면 좋아요 저는 이렇게 해서 냉장고 넣어놓고 바로 연결해서 계속 바꿔서 메뉴를 새로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냉장고에 넣고요 이렇게 3분의 1인 300g을 가지고 오늘은 닭강정 하겠습니다. 오늘 그러면 프라이드 반, 양념 반 이렇게 할까요? 그러면 여기다가요 소금 간 좀 할게요. 이렇게 약간만 할게요. 수저 끝에 약간만요. 닭강정을 양념으로 하시려면 사실은 소금 안 넣고 그 양념 맛으로 드셔도 돼요. 전분 가루거든요. 자, 전분 가루를 스푼, 세 스푼 듬뿍 많이 넣어요. 듬뿍 넣어요. 자, 밀가루 3스푼 섞어줍니다. 골고루 섞어주시면은요 어, 가루가 고기에 다 뭉치도록 그러니까 생고기가 안 보이도록 섞어줍니다 조금 기름이 달고실 때까지 기다렸다가요 확 뜨거운 상태가 와요 뜨거워져요 10분만 지나면 이렇게 밀가루와 전분이 고기 수분과 만나서 조금 촉촉해져요 그러면 이거를요 튀기시면 돼요 한 개씩 넣어봅니다 많이 바글바글거리면 불을 좀 낮춰주시고요 또 적게 바글바글거리면 조금 기다렸다가 넣으시면 돼요 불은 너무 세게 하지 말고 불을 약불로 할게요. 저 지금 약불로 했거든요. 왜냐면 요 닭, 여기 지금 겉은 노래졌지만 속까지 완전히 익으려면 시간이 조금만 줘야 돼요. 이렇게 노릇하게 익었잖아요. 이렇게 노릇하게 익으면 이거는 지금 바로 드시면 되는 프라이드가 되는 겁니다. 여기서 제가 한, 한 단계 더 양념을 해서 올리면은 양념이 되는 거고요. 바삭하게 튀기시려면 한 번 건졌다가 한 번 더 튀기시면 되죠. 불 조절은요, 불이 조금 약하다 싶으면 올려주고, 조금 또 너무 강하다 싶으면 내려주고, 불 조절은 좀 해주셔야 돼요. 지금은 제가 불을 조금 올렸다가 또 다시 내린 상태입니다. 이제 불 껐고요. 1차 건져낼게요. 그리고 한 번 더 튀기려고요. 후라이팬을 보시면 공중팬이잖아요. 근데 기름은 제가 저 바닥 조금 담았죠. 이제 치킨이 기름이 많이 튈 것 같기 때문에 조금 깊은 걸 씁니다. 그 대신 기름은 조금 넣고요. 이런 거 튀김 한번 해 드시고 나면 기름은 원래 또 다 버리잖아요. 쓰지 않잖아요. 그래서 요 치킨이 이런 식으로 반만 잠겨도 되잖아요 뒤집어 가면서 하면 되거든요.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두 번째 튀길 때는요. 바삭 튀깁니다. 제가 첫 번째 튀길 때는 지금 색깔 별로 안 노랗거든요. 근데 두 번째 튀길 때는 약간 갈색지게 맛있게 바삭 튀기겠습니다. 이제 거의 갈색이 다 났고요. 그리고 바삭하게 튀겨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꺼내주면 돼요. 이제 순살 치킨은 조금 빨리 익어요. 보통 우리가 치킨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빨리 익습니다. 이게 얇기 때문에 뼈가 있는 거 아니고 살코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익거든요. 건져 내겠습니다. 그리고 불이 껐습니다. 네, 양념을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올리고당을요 이렇게 세 번을 넣습니다 반 스푼 넣습니다 그리고 자, 고추장도 약간만 넣습니다 바가나 이런 가위를 조금씩 갈아서 가지고요 졸이셔도 됩니다 이거는요 굵은 고춧가루예요. 그냥 우리가 쓰는 일반 고춧가루 한 스푼, 케찹입니다. 한 스푼 쓸게요. 후춧가루예요. 약간 쓸게요. 식초를 조금 쓰는데요. 많이 쓰지 말고 정말 약간 씁니다. 새콤달콤한 맛을 좀 내기 위해서 정말 약간입니다. 많이 쓰지 마시고요. 약간 매운맛에 치킨 맛이 되려면요. 청양고추 있으면 좀 다져 쓰시고요. 혹시 또 어, 칠리 소스 같은 거 사놓은 거 있으시면 넣으셔도 되고요. 저처럼 저는 마른 고추예요 이게. 요거는 이제 베트남 고추거든요. 근데 청양고추 말린 거 쓰셔도 되고 요거는 워낙 건조가 잘 돼 있어서 손으로 이렇게 보시면요. 이렇게 넣겠습니다. 어, 청양고추 가루 있으면 쓰셔도 되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일게요. 소주잔에 물을요. 반컵만 넣을게요. 자, 진간장 두 스푼 넣을게요. 꿀소스 한 스푼만 넣을게요. 걸쭉해졌죠 이렇게 참기름 한 스푼 이제 치킨을 넣고 버무리시면 됩니다 다세요 불은 낮춰놓고 섞을게요 조금 뜨거운 상태에서 섞는 게 더 잘 섞이거든요 이제 다 됐습니다. 이러면은 불을 끄고 이제 담으러 갈게요. 이제 다 됐습니다. 담아 보겠습니다. 이렇게 하면 이제 치킨 반, 양념 반 시켜 먹는 닭한 마리 있죠. 그 한 마리의 분량 좀 됩니다. 땅콩 다진 건데요. 없으시면 통깨 뿌리시면 돼요. 자 이렇게 소금에다가 후춧가루를 조금 뿌려서 후라이드 찍어 먹고요. 이렇게 다 됐습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